Okay, 지금은 make me laugh and you can win a hundred dollar. The winner will be Not that funny. No, no, not that funny. Yeah, that's really good. Give us all you saw. Ha ha ha! 하나 둘 I'm in my dream 한 남자가 쌉니다 파워 오줌을 풀, 풀 발사 그의 소변을 산불도 진압하고 떨어지는 흔들바위도 쳐내고 폭포의 물줄기도 거슬리며 우주로 향합니다 가자 That was powerful, yes 그거 뭐야 주둥이 봐 아사미아님 클립 활용법 영상 천원 후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<laughs> one is pretty funny. Kimchi. The kimchi slap. 그 kimchi slap 진짜 대박. Really good. 대박이네. 한국 kimchi slap 최고지. 누가 제일 잘한다? 내가 제일 잘한다. grandma is good. That grandma is good. 잘했어, 잘했어.